거울이 그래서 쉬운데 이종은 안 타봐서 몰라요. 술 하시나요? 저리 가. <laughs> 아 왜? 이게 불 아니 담배 피우고 있는데. 아, 죄도 아니고. 음성도 남기셨어. <laughs> 음성까지. 재밌겠다. 나 수영 작업 잘할게. 한좀 가져. 네, 세요. 수박 먹어. 어. 저는 뭔가 체육관 안 나오지만 MC에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. 물개야? 박수를 왜 이렇게 쳐? 이거 건강하거든요. 발에 혈액순환이고요.